이게 블락이야블락이야 이게 블락이라고그게 뭐야 이게 이 각도에서 찍었네나이 샷! 샷! 안돼! 어우 어우 아몇 초야? 밟았어 밟았어 네? 여기 증거가 있잖아 아! 매쳐 빨리 해야 돼 우리 동생팀 5연승을 못 막은 소감 어떻게 되세요? 팀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까지 한시까지 저왜 못쳐 나갔어 나갔어 그렇죠 오케이 네, 찍어 찍어 찍었어 찍었어